놀이라 쫙! 쫙! 이 눈가는 소리입니다 작으더니 바람 보단 눈을 버린 한뒤 석따안에 근장식 근조와서 잠재오고 들어가던 봉사들도 저그 집에서도 을 뜨고 미쳐 당도 못한 맹인 잘 설명해 드릴게요. 그래도 그래도 잘했겠다 누 울다 울다 또 헤매다 또 오늘 하고 뜨고. 여러분들한테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비날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뭐 빌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코로나 다 여러분들만 비껴가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라고 열심히 한번 빌어보도록 할 건데 빌기 전에 물한 모금만 마시고 계습니다 보면 이러면 힘내라고 박수 주시던데. 자, 오늘 오신 분들 모두 복 받고 가시라고 한번 빌어보겠습니다. 화염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에는 듯이 삼각상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왕생이 정룡이 쌀 동네방네는 물란쌀 이웃지간 회살살 유도정 난때는 실물쌀 흙을 날아 도살인데 돌 行情太晚，你比天天他妈晒，你根本心就忘情，你根本心就忘情，害怕他成就忘的情。 今晚。 고쳐줄지 에 삼재팔란 환제 구설 우한 질병 잡기 잡신 일체액살이 몰아나